대회를 준비한다. 2. 특성은 오골참 3. 아픔 나누기와 맹독 방어 필수 준비 끝참으로 버티고 오랜 열매로 회복한다 맹독을 사용 몽골참으로 또 한번 버틴다 제품 나누기를 사용하여 회복과 데미지를 준다. 회복으로 인해 온골참은 계속되고 상대는 데미지와 맹독의 영향으로 쓰러지니 끝!